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초콜릿 바디예요 제가 전에 먹어봤던 어, 빵, 뭐 초콜릿들인데 엄청 맛있어서 준비해봤어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밀라흐마라힘 비스밀라흐마라힘 الحمد لله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팡도 초콜릿도 엄청 맛있었어요 이 초콜릿은 닥 초콜릿이에요 닥 초콜릿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